어, 야후코리아 거의 마지막 날3 1일 날이 종료 날인데 한번 들어와서 기능을 한번 살펴보려 들어왔습니다. 현재 야후 국내 서비스 종료라는 뭐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렇고 제가 개발했었던 어, 오타 교정 시스템 보면요. 어, 음, 뭐랄까.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단어로 네, 추천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제가 개발한 네이버 같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스칼렛 요한슨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칼렛 요한슨이죠 대부분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검색어로 많이 검색을 한다는 음, 얘기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야후코리아가 닿는다는데 많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또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요 기능 오타 규정하는 이 기능도 1년이 넘게 한글에 대한 엔진을 개발을 해가지고 직접 적용을 했었던 건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제가 이걸 개발을 완료하고 2년 좀 넘게 예, 유지가 되다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그 엔진이 여태까지 제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남았던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사용되었던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거는 되게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오픈소스나 그런 걸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어서 뭐그 경험들이 전혀 사장됐거나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논, 캐논. 페지 아예 명확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거의 명확하고 두유민 같은 걸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마스 디마스 추천하겠 안은꾸면 되나요? 옵티마스 사전 스칼리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으로 아예 검색이 되죠. 정말 <laughs> 옛날 제가 개발했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냥 아, 그런 거 하나 얘기가 있으면 이런 건 나오네. 사실 이런 거를 다 스크래핑 해가지고 그 다음이나 네이버들과 비교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뭐 한두 번 비교해보고 그냥 아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 드랍을 해버렸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 경험이 있네요. 아, 이런 거를 사장시켜야 된다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